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시나리오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 괜찮지만은 아마 이불을 맞추한다는 건 오늘이었던 우리의 어제다는 내일이었다는 걸 아프긴 해도 더그렇음 상처가 당 많으니까 야야 널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니 난 이걸로 가서 야야 나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오르게요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시나리오 이젠 정말 믿어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그치만 그리워하지 않으려 해 한편의 영화 따스했던 봄으로 너를 기억할게 우리가 만든 love 시나리오 이젠 좀 나아이 가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나 그날이죠 실사는 없고 우리 이 정도면 됐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조용히 막을 내리죠 우린 앞에도 해봤고 우습게 질투도 했어 미친 듯이 사랑했고 너를 애정 받는댔어